우렁이 진짜 많이 들었다. 풀렸다 어, 이거 진짜 맛있다. 안 보이잖아, 여기가. 어느 손이 이게. lắm Lori lori lori lori lori đi một lần Tên gì gọi là Đi còn là mình cú cú cú Thank you. 맛있겠다. 잘 먹을게. 음. 맛있어? 응. 청포도. 청포도 맛 맥주. 아빠도. 짠. e 아니 승마는 장비가 별로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<laughs> 장비병에 걸리면 장르가 상관이 없나 봐요 처음에는 거기 승마장에 있는 걸로 충분했는데 날이 점점 더워지고 습해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헬멧을 쓰기가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루카스 거랑 제 거 헬멧을 새로 샀어요 이게 승마용 헬멧은 또 일반 헬멧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승마용품 파는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어요. 독일에서 날라온 얘네는 가방인가봐요. 모자 가방. 자전거 헬멧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자전거 헬멧 같은데? 저는 저는 이 기능을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얘도 가방이 들어있고요. 그리고 얘는 여기가 좀 스웨이드처럼 코팅이 살짝 돼 있고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반짝반짝 뒤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는 예쁜 디자인이에요. 확실히 가격이 조금 올라가니까 더 예쁘죠. 내부는 역시나 자전거 헬멧과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안녕. 얼른 가운데로 가세요. 야 렌즈를 새로 샀어요 렌즈 새로 바꿀 때마다 안과에서 검진을 하고 눈에 스크래치 같은 거 없는지 그런 거 보고 다른 이상은 없는지 이런 거 겸사겸사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렌즈를 꼈는데도 아직도 눈에 아무 이상이 없고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간 김에 루카스 따라가가지고 루카스도 같이 검사를 했는데 약간 알러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안약을 처방받아 왔습니다. 그래도 빨리 가서 바로 검사를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3일 정도 넣고 경과를 보자고 하셨어요. 야. 야. 야, 너 뭐야. 새로운 것만 오면 이렇게 와가지고 내 거라고 조이야? 승마가 말 위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하는 운동인데 제가 오른쪽이 약간 균형이 안 맞나 봐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오른쪽 발목에 무리가 가가지고 오늘 이걸 사가지고 왔어요 저한테는 좀 헐렁헐렁한데 여기를 꽉 조여주니까 통증이 확 줄어드네요. 네, 생일날 호캉스를 가기로 해가지고 수영복을 새로 샀어요. 모자 색깔을 맞춰가지고 샀어요. 뒤에가 이렇게 X가 두 번 겹쳐가지고 되게 예뻐요. 야, 빵꾸나. 마음에 안 드나 봐요. 루카스가 마인크래프트에서 집 짓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이거는 윙집이야. 내가 만들어낸 이름인데 얘가 벌이야. 위에서 보여줘. 위에서? 어. 날개가 있다. 어. 꿀벌이네. 어. 앞에서 봐도 꿀벌이야. 최대한 다른 집 안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. 이제 여기 밥 먹는데 이제 친구 부르는 종이랑 이제 거울이랑 창문 밖에 보는 거 손님 침대 내 침대 저긴 뭐야? 얘 누구 집이야 이것도 누구 집인데? 이거는 슬라임이야 집이고 여기 이제 만들 때 쓰던 재료로 신발 갈아 신자 그리고 여기에서 침대에서 동동 뛰어놀아도 고 여기 올라가자. 여긴 갑옷.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프로스트 워커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 위를 얼음으로 만들어서 걸어 다닐 수 있어. 이제 모던하우스에서 얼음 지역으로 가야 돼. 여기. 이런 집이야. 일단 소개해줄게. 크리스마 집. <laughs> 그리고 크리스마가 키우는 개. TV 있고 침실이고 또 TV 있고 이제 집 넣는 데 있고 이쪽으로 가자 주방 내가 아까 전에 먹던, 먹다 남긴 케이크 그럼 메뉴 파스타 케이크 고기 케이크 잘못 썼어 옆으로 가자 화장실 욕조 있는 옆에 뭐야? 아? 물 받아놨어 전방전방 여기 이제 창고 여기 어, 밥 먹는데 아 자, 밖에 보면서? 음. 마지막 집 모던시티여서 모던시티로 이렇게 써놨어 한 바퀴 돌아보자 진짜 모던하우스네 어. 안으로 들어가자 이제 신발장 있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밥 먹는 데 있고 뭔가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런 데 있고 이제 여기에서 막 하고 그리고 꽃 냄새도 맡고 하는 데 있고 화장실 있고 여기도 똑같이 전방 그러고 올라가자 침실이야 침실로 올라가는 거야 이 내가 키우는 생물 이렇게 침대 있고 여기 TV 있고 내러가자 다음 집으로 다음 집 있어? 어, 좀 멀리 있어 이거는 호텔이야 그래서 멀리 있어 저기 기둥 보이지? 응. 기둥 세워놓은 이유는 잃어버릴까봐 닫아 노래 있는 집 1층부터 보여줄게 1층은 이제 농장이야 농장 있고 2층이 진짜 집이야 식물, TV, 침대, 갑옷, 인챈트 하는 거랑 어? 밑에 보이게 돼 있네? 어 농장을 볼수 어. 있어? 어, 농장 볼 수 있어 그러고 여기 이렇게 창고 있고 하는 거 있고 여기 이렇게 식물도 있고 제 위에 캡티스 있고 사진이 있어 끝와 진짜 많이 만들었다 안녕